Música machine. 제가 경과를 여러분께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리고, 그리고 그간 청년협의 지원을 통해 활동하신 공간을 좀 더 소개해드릴 텐데요. 이건 포항 계획 당시에 이제 슈팅 그 계획서에 있는 공간 그리고 이제 청년 정책이 막혀있는 관점을 찾아내고 대안을 제시하는 것을 사실 약간 민유진 대표 모든 보고서에서 음. 뭔가를 딱 정의를 듣다이 사람들은 이런 분류야 저런 분류야 라고 했을 때